많이 넣어 아 됐어? 오늘 오늘 집에서 있을 거예요 왜라 하면 밖에 너무 덥고 비도 오는 같아서 Today I'm making watermelon fountain 아 우리 이거 준비했어요 I have a 테레비 Don't worry, I got this. Jelly, jelly 샀어요. <laughs> Uh, fruit jelly. Mm, like paper, paper candy. And this yogurt drink. 또 잊어버렸다. Let me try this. 오, 좀 맞대. 시작할, 할 래? 이거는 uh, round shape. I want the round shape. like you know with the seeds o 또뭘 먹어도 돼요? out in our wooden house that looks looks great. 이거다 이거다. 어 요거트 맞아요. 어때요? 예쁘지? Looks good. Nice. Okay. 가, 아, 다, 다음에는 next. uh, yogurt drink. Three yogurt drink. I like it sweet. 달달한 거 이런 거 달달한 거 맛있어. 저는 왜라 하면 이거 있으면 더 예뻐. 약간 느낌이 나와. looks looks like looks like Halloween. yes. Yes. Wow. This is amazing. <laughs> Don't worry. I haven't put the Mentos in. <laughs> okay, 준비했어요, 여러분. You guys ready? 많이 넣어 아 됐어? 그냥 Let's try over the cider. I didn't expect this. 내가 더 이거 무료로 나온다나요. 안 돼. 야. Mmm. It tastes like yogurt watermelon soda. 음. 맛있는 척 하는 거 개킹반대 비싼 수박 개 아깝다 유리 좋아요. 음. 젤리, 젤리 너무 먹었어. I tell you guys, you need to put jelly. jelly 넣어야 돼. You need to put the jelly. It tastes so chewy. Mmm. The best is the jelly. 음. 음. 음. 맛있다. 저희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는 약간 쌀쌀한 느낌. I think we need more yogurt drink. 아, 나 어렸을 때 이렇게 먹어. When I was young, I I eat it from the from the bottom. 음. so good. 표정 보니까 지가 먹어도 맛없나 보네. I want you guys to try some too. Good for you. 어, 포도. Grapes. 어머. 와, 포도 넣어서 지맛댐. 음 아이스 아이스 앤 젤리 컵라면에 후라이팬으로 물 넣는 것부터 레전드네 어 진짜요? 팬프라이로요? 어, 꿀, 꿀팁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드시맞아요? 신라면 볶음마다 대충 맞긴 한 듯. 그거 화채보다 맛있을 듯. 음 근데 면 식감 왜 이래? 내가 쫄깃쫄깃하면 좋아하는데 이거 쫄깃쫄깃 아니 에 It's not chewy This is like Hong Kong 라면 이거 홍콩 라면 똑같아요 If the noodles is more chewy, then it's better 화제 먹어야지 이거랑 화제 와화대모 너무 좋아요 와우 와 화대모 같이 먹어야지 와 진짜 시원해 이게 와 이거 이거 천국 아닌가 음 really really spicy and it's sweet amazing